잊혀지지 않아요. 그때가 하늘로 떠오르며 모험을 시작했던 날 위안을 주는 천상의 산율 경이로운 세상과 신비로운 존재와의 만남 이제 진짜 축제가 시작되는 거야 당신이라면 그곳을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MMORPG 로스트아크